70mm 바지인데요 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입었어 굉장히 지금 36으로 늘리잖아요 36mm 4인치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낼데 없고요 이 주름량을 뺄 겁니다 2인치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도 낼 데가 앞주름까지 삭 빼야 되겠습니다 1인치, 2인치 4인치 때 가판 주름을 싸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진이 되거든요 한 펜을 이렇게 두고 접고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황이 할 거고 바지만 여기서 허리를 뜯어서 주름을 다 펴겠습니다 펴고 재단을 다시 해서 기장도 약간 길고 이거 허벅지도 지금 남자는 듯이 이걸 좀 쳐내버리겠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주먹이 가더라면 이거 다 뜯어야 되겠죠 나가보 버섯급들이나 중급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첫자들이 하는 많이 따보면 되니다시접까지만딱 따야 되고, 여기까지 따지면 나중에 가글라면 사는 거니까. 시제 밖에 좀.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을 맞췄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장히 썩어질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엉망진창 이거 같은 양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영어자 같이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, 이 부분 잘 안 보이구나 물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자를 셀 때도 이 손을 맞춰야 되는 같이 똑같이 내장고 남자고 히프가 잘 나와야 옷이 이게 곡선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여기도 크고 이쪽은 좀 많이 쓰는데물선을좀 적게 지금 물선 네. 여기잖아요 지금 네. 물선을 향해서 이 선을 잘 봐줘요 이 선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너무 크고 전체적인 가라는 선을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천을 무시하고 여기서 무슨 잘 잡아주면 한번 해볼까요? 여기는 잘라져 나가는 양이잖아요. 밑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키워줘야 돼. 그대로 그대로 살려줘야 돼.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너무 곡선이 잡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두 번만 대도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자연스러운 맛인데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. 이 부분이. 성분처럼 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조금 더 살려줘야 되네 근데 이쪽이 좀 너무 커서 안 그러면 또 이쪽을 손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옷이 조금 이렇게 잘라버려 2cm만 더 잘라버려 그냥 1면도 좋고 10분 더 않습니다 딱 맞죠 바지치고는 여기가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. 이인치 가는 바지치고 이거 작업하고 만져야 되겠죠. 완전 맞네요. 그러면 아이롱으로 한번 자리를 딱 잡아주고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아요. 완성을 겠습니다 여기가 물산이잖아요. 물산하고 거의 직선으로 가는데 요 얘가 그 많아서 진짜 많아서 천일 빛이 너무 길어요. 이게 대단한 게는 이걸 잘라보면 안 되죠 나중에 이걸 걸렁거려서 고바로 부시면 먹으면 칠라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다가 끊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이게 우라가 물고 있기 때문에 어가루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바깥쪽 재봉선이 만져질 거예요. 주머니 있는데 재봉선. 그 선하고 맞춥니다. 바깥 재봉선하고 그리고 이걸 한나를 잘라놓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. 이걸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맞나? 맞나? 나이런 스킨 자국이 남아요. 자국이 남잖아요. 이때는 밑으로 이걸 일본말로라 색깔라 이 그랬으니까 별 열심히 스킨을 튀기지 말고 아까 그 밑으로만 내주세요. 여기가 그 자꾸 이게 한 중앙이 두 번이 생겨요. 빵이 원래 그냥 가려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를 손을 넣어가지고 이 겹친 부분 있잖아요 안에서 이 그 겹친 거는 또 그 밑에서 당기지 말고 이입 쪽에서 겹친 부분을 싹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쁜 곡선이 나오죠 이 곡선이 나와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떨어집니다 옷을 입었을 때 힙퍼 이쁘지 않아요 한 번에 내려줘 namı deyir ki.